Hey yo, check it out now. Bro, you ready? You better watch out, hey ho. You better watch out, hey ho. You better watch out. 그 왕이 아름답네. 어디 가도 아름다운 여기는 왕창. You better watch out, hey ho. You better watch out, hey ho. You better watch out. 그 왕이 어디 가도 아름다운 여기는 왕창 지금 청계산 청계산 믿고 교예 통일신라 시 역사의 계곡에서 화우연 성지로 이어지는 길에 이런 아름다운 길에 나의 추억을 남기네 어. 추억을 남기네 어 갈미 양글공원에서 이어지는 문화예술로 다 모여 한글의 소중함을 느끼며 우리같이 의주도왕에서 진정한 힐링 예 yeah. 진정한 힐링은 매고 너수에 많고 많은 길 중 둘레길을 걸으네 party on the town 날씨가 좋은 날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여기는 왕타운 여기 의왕타운 왕송호수 구경하다 보면 정말 의왕다운 레이 바이크 타고 스컬 스컬 going down 술은 안 했지만 취해버렸지 의왕의 아름다운 You better watch out hey ho You better watch out hey ho You better watch out 의왕이 아름답네 어디 가도 아름다운 여기는 왕타운 You better watch out hey ho You better watch out hey ho You better watch out 의왕이 어디 가도 아름다운 여기는 왕창